여보 이러고 나가겠다 먹고 먹을래요? 아, non. Moi, cheesecake, ça va. Euh... Digo, caramel macchiato, s'il vous plaît. Ouais. Petit. Ouais, mon petit. Ah, moyen. Chaud. Ça. Et cinnamon roll, s'il vous plaît. Encore. Ouais. 선생님, 배고프세요. 이 추운 날 이렇게 아이스 드시다니, 역시. 커피는 역시 아이스죠. 커피는 역시, 어, 사시죠. 뭐라고요? 아빠 어, 쓰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림 그리셔요 여기 오 어, 아티스트다 와 어, 스타벅스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저 파리의 수박은 다릅니다 어머 다리가 없습니다 저 혹시 파리의 수박은 다리가 없어요? 여기 오! 오 좋은데요 선생님? 와 육즙 아, 맛있어요 시나몬을? 네먹어어요 그런 분들 없어 한국에 어디 가죠? 그렇게 합시다 지하철 펴서 눈을 감고 뛰고요 거길 가는 거 좋아요 콜? 좋아요 좋아 이럴 수 있는 거 5초 5분 <laughs>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나오면은. 우리 정했습니다 파리의 감성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되게 늙어 보이네요 오늘따라 보시면 보좀 해주세요 보자 준가 근데 영상 보자면 안 됩니다 조명이 <laughs> 없어요 오늘 야외 촬영이라 딸의 감성하기 위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지하철 네. 얼굴이 아니 얼굴이 사라진 세월의 흔적인데 얼굴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인데 어쩔 수 없죠. 세월의 흔적인데. 그래요. 전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근데 말을 못 이으시네. 지하철 타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하로 숙소 내려갑니다. 오세포로 세일하네. 가보실래요? 네, 한번 가볼까요? Sephora 한국에서 요즘 핫한 Sephora? 제프라 핫하더라고요. 네, 핫해요. 엄청 핫해요. 70% 세일입니다, 아, 70% 세일인데. 대박. 비싸네요. 그래도. 70%에도? 네. 여러분 한국 제품 한 코너 보실래요? 코디아 어, 네. 하우스. 대박. 여러분. 코니모리. K 컬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목적대로 딱이 정도 바꾼 거죠? 네 좋아요 과연 저희 이제 랜덤으로 찍기 가위바위보 어? 와, 아, 뭐 코끼리포 다섯 바퀴? 아 부끄럽다 부끄럽다 아, 네, 안녕하세요 부끄러운데? 어서 저 보지 마세요 어딨어? 어 찍었어 어떻게 찍었어? 잠깐만 어지러워 지금 이주민 손가락 하나만 손가락 하나만 손가락 하나 아 우리 해피블릭 가요 해피블릭 그래요?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해피블릭 가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러분 저희 갑니다 우리 거기 아니에요 9호선이요 아니야 9호선 내려가야 된다 와 진짜 어, 여기 여러분 저희는 지금 몬터이 몬터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해피블릭 말도 안 되네요 저도 낮에는 이렇게 막 그냥 와본 적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왔지 맞아 맞아 사실 페퍼블릭을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니까 좋은데요? 그러네요 안지 않나요? 고르시오 저희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걸로 먹어요 뭐 근데 뭐 밥 먹으러 많이 오네? 그러면은 이거 이거 하나 어. 이거 하나랑 마차 뭐 이거 너무 귀여워 우와 이거 뭐야 아니야? 오너 아니야?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찾아봐봐요 이거 아니야? 마차 박페 입에? 아닌가? 이거 물어봅시다. 뭔지 물어봐서 거 먹어요. 머리 묶으신 거 훨씬 예쁘신데요? 왜요? 아니 이거 깔끔한 느낌. 선생님 지시대로 머리를 높게 알려주세요. 머리 높게 묶는 방법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높게? 네. 수시, 그러면 잔머리 엄청 나오는데? 잔머리 예쁜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여기서. 괜찮아요. 영혼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죠? 프랑스 애들은 프랑스 애들이 여기다가 묶잖아요 여기다가 맞아요 프랑스 스타일 해볼까요 제가? 네 해주실래요? 해주세요 프랑스는요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막, 막 구겨 그냥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돌려 맞아 아 이거 찍으면 빨리 맞아 이거야 맞아? 네. 맞아 프랑스 스타일이야 제 프랑스 스타일로 머리를 묶고 아, 저희도 나와요 언니 먹어보겠습니다 오 귀여워 Le militari. Et c e s 아, 아, 음. 아 와, 선생님 드세요. 와, 이게 진짜 녹차 맛이 날까? 네, 엄청 녹차 맛날것같아 녹차 전문점이잖아요. 그죠? 와, 귀여워. 낚시. 아, 귀여워요. 역시먹고. 가와. 이를 어떻게? 가와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어떡하냐. 누나 아. 이게 디테일 보여요? 그 순정만화 순정만화귀 하트가 보여요? 귀 아, 하트예요 아 너무 귀엽다 아싸 나 판다다 이거 눈에 이거 눈, 눈망울 보여요? 디테일? 순정만화 디테일 자 맛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거 못 먹겠는데? 맛평가를 해보죠 자 이게 뭐죠? 녹차 라떼였나요? 어? 너무 너무 써써써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너무 쓴데? 선생님 표정 관리 표정 관리 한 번 더 먹어 그래 잠깐만 이건 진정한 녹차다 쌉싸름한 맛이 강하네요 어 나쁘지 않은데? 녹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laughs> 드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써요 여러분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녹차 맛으로 써. 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진짜 녹차, 맛이야. 진짜, 진짜, 진짜 맛이야.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주세요. 근데 이제 약간 입맛이 어린이 입맛이면은 좀시그러었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얘도 좀 써. 마지막에. 이게 이게 마차 진짜 마차. 그 끝맛이 어 끝맛이 다. 분들이 못 생겼어요. 지금 약간 무서워요. 좀 좀 기이하지 않아요? 원래 라떼는 이렇게 먹는 건가요? 너무 써. 녹차 아이스크림 좀 달다. 근데 끝만 계속 써. 이게 진짜 녹차로, 녹차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야. 가짜 아니고. 근데 우리 솔직히 좀 진짜 웃긴 게 여기 녹차 전문점이거든. 요 그치. 자, 이거, 이거 하나씩 주세요. 어, 나는 먹어야지. 손으로 먹어야죠, 이런 거는. 자, 먹어볼게요. 고리야끼. 이거 도라에몽 그거 아니에요? 도라에몽 빵?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한건 아니에요 그러 안에 보시면 녹차 크림이랑 팥이 많이 들어있어요 녹차 크림이 아니에요 이거 만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만든 맛이야 팥이 알알이 있어 씹혀요 팥이 팥 좋아하는 사람 이 좋아할 것 같아 그죠? 팥 좋아해? 응 음. 맛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아 몸에 좋은 거야 진짜 못 먹겠다 몸에 좋아 목적 너무 좋아해? 응 뭐해 좋은데요? 몰라 <laughs>